그런 게 없는 캐논 카메라라면은 그 Magic Lantern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브이로그 중에 하나의 와인 플리, 플리 <laughs> 브이로그를 うん。 막상막하요 아, 장했어. 아, 헛짓이었다, 이건. 아, 너무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했어.